Hush, don't you know I'm a savage? I'm a killer, not a killer. 아직도 가리고 한가 그 but you know pillar We hold up 두렵지 않아 no no hit you harder 나 믿어 no fake me 준비가 아닌 무대도 못하는 fake me Got everybody 막 그런 미 솔직한 느낌이 흔들어 나 과난 좀사 a v a g 너희들이 한레이더 누구 고볼수 없어 난물릎뜨리고 싶은 내 환각들이 점점 너를 끝에 갈리려갔네 너부셔게 줄게 oh, I'm a savage 너지 밟아줄게 oh, Get me, get me now, get me, get me now. 수수수수 지금 나를 잡아 아니 난너 사듯.